안녕하세요 예쁜 남자 브리트맨입니다 오늘의 메뉴가 초콜릿 파티예요 어, 초콜릿 과자들도 준비하고 아이스크림도 준비했어요 빨라서 먹으려고 누텔라랑 허쉬 허쉬 가 없어가지고 제가 직접 허쉬 초콜릿 우유 만들었어요 그러면 오늘도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ب س 라허 ل ل ه Thank you.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아 과자들 있으니까 너무 배불러서 한 개만 남았어요. 항상 행복하세요. 안녕.